Maybe I could be something more. Mm. Well, baby, it's always summertime. When I'm with you, that's not a lie. Well, maybe you could be my solace. Only my toes banana I just wanna make you mine until the end My summertime ah, ah. 우 얼어붙을까봐 그냥 서있어 서있어 계속 붙어있어 붙어있어 어. 많은 사랑 노래들 이런 뻔한 가사를 쓰지만 오늘은 도시락통에 연어 덮밥이랑 토마토랑 샐러드 야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코스트코에서 연어 사오면 항상 연어 샐러드랑 연어 덮밥은 꼭 만들어 먹어요. 요즘 대저토마토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져와 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코스트코 연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갈 때마다 사오는데 얼려서 나중에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 가까웠던 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는 강제 상속이 되겠죠? 물론 경영이었고요. 현재 유민 지주사 30. 했지만 힘 발설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팀장님 예전 각서를 제가 좀 참고했어요. 그럼 보... 괜찮은 괜찮아요?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유민그룹 회장으로 사는 사람인데 걱정하시는 나쁜 상태로 며느리하고 같이 나타나 그것도 진짜도 아닌 사람을 연기까지 시켜가면서 야, 아, 까 아까도 이 사람만 했으면 진짜 죽... 저야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사이지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누나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 거야? 떡조사 자체에 대해서는큰 태클 걸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참고인 조사 받는 척하면서 멀쩡하지만 우리 대표는 팔 다쳤다고 다쳤어요? 어떡할 거야 누나 내 돌아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관계나 찾는 데나 집중합시다. 연락 온데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아니, 내가 뭐, 뭐 위험한 인물일까 본데요? 위험해지는 게 아닐 줄 알았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다 지난 일이 아니 지난 일이 아님. 알았어요. 정 먹을 거 없으면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닭가슴살 샐러드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을 거예요. 여기 안에 뭐 밥 같은 것도 들어있고 닭가슴살이랑 야채들이랑 옥수수, 올리브도 봤던 것 같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돼 있는데 아 견과류도 있어요. 근데 야채가 <laughs> 진짜 많아요. 거의 야채 조금은 남겼어요. 이거 완전 푸짐하게 들어가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그릇을 좀 큰 걸 가져올 걸 그랬나? 엄마야. 일본처럼 무슨 데모하는데 어깨그런거 아니야? 직원일이야. 그래한달 반. 사람이 오길래 내 수화만 엎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이 돈을 왜 주냐고.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전부 폭력이지. 들이 남몽도 가오를 뽑아도 안 받아.